제6회 한일커플 한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세스코 게임은 빠친코 저는 김경식입니다. 항! <laughs> 드디어 교 저희가 한일 커플 한일 부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第6回だよ。 第6回ですね。今までは大体酔っ払ってたんだけど、今回はちゃんと偏差적으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도 진짜 우리가 한거고 테이프도 정말 우리가 많이 붙인 건데 맞아. 저희가 만든 이 작은 이벤트 같이 함께 떠나볼까요? 一番早く来てくれたあこれかおお記念すべきうちに来てくれたみたい <laughs> ようこそお創生をわ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無印にいるんだってあそうそうなんです非売品なんですけどお、キャンキャンあもしかしてえあおみさんペカチュウ

편집 안 할게요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제6회 한일 커플 한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저는 그리카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니 진짜 저희가 원래 하늘코 하늘보 모임을 뭐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걸 지금 멈추고 있었어요. ってソウルでもやったりしてたんですけどその時はただ酒を飲むだけの会だったんですよ。朝7時まで <laughs> 친구한테도 좋은 한국 친구들 소개를 시켜주고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외국에서 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막 오늘 여기서 정말 또 좋은 친구들 같이 또 친해지고 또다시 웃으면서 만나고 하면 너무나 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이런, 이런 좋은 말을 번역해주세요 어, 이상한 사치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장거리 고요한 거리 오사카에 남대 어어아 NQA 중에제옷인거야아이고이것때문에아잠깐다시마이크에다시말해주세요이것때문에온거예요아니카메라카메라카메라오사카에서온거예요お母さんが前から動画を見ていてキョンシクさんがドラマに出ていたのを気づいてコメントしたんでこれ本 事です。本日です。お、오늘이에요 어, 가입까지 너무 가와요. 이게 바로 가입까지도 지켜야 되는 이포인트 너무 가 호노님, 찬호님 혹시 계시요 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이분들은 앉아서 하자. 앉아 계세요. 결혼가 이분 같네요. 앉아 계시나요? 앉아 계십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넘었습니다. カナダで出会って3年の遠距離恋愛を経て現在はカナダあカナダどこですか？ちょっと戻った。どこですか？ あの大阪ここからどこに行きましたんですよオーストラリアのワーホリ中に出会って付き合って結婚しました 아, 지금 보시면은 네. 2개월밖에 안된 커플도 있고 한데 네. 귀여운 아기도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네. 좋은 혹시 알고 있을까요? 문화를 아는 게 언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이해하는 게 되면 결혼까지 좀 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김우리 아,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 지역이 부산이에요 네, 부산 경성대에서 왔습니다 아목소리가좋으니까마이크일축해준다어떻게만나신거예요実はアタックしたのは私の方からなんですけどあの飲み会が終わったその日に韓国語教えてっていう理由で근데이것도호해가이기다가한국어오시에마스그런와다시가시다아진짜너무특이한것 が釜山じゃないです釜山진짜좋아요日本人的に好きなものが全部あるっていう感じサトリ 그러니까 또 부산 사투리 뭐 배교시 따라 민나사로 가야 돼. 부산 사투리 한번 시험. 뭐지? 혼자 없어 얘? 제주도야. <laughs>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시고 현재 청주에서 살고 계시네요. 청주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또 커플이신 분들도 하는데 야사시. 이야기하면서 또 조언 많이 해주시고 야사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それ見た今森をこうしてあげてた優しいなごめん急げ準備してではでは선물드리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선물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 이거 선물을 그래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さいただきまして 앞에 깔려있는 여러분 핫팩 있잖아요 핫팩 그립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회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レイブショッピン日本人の方で興味がある人は一緒にしませんかっていうお話もいただいているのでじ자 그럼 나는 이런 데에서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운이 없다 오빠가요 선물 내리세요 내가 네, 다 기억했어 저는 늘 주지 마 주지 마 우선 첫 번째 게임은 저희 구독자님이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해담시 김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김치 선물 세트를 세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집에 들고 가시기가 무거우니까 택배로 보내신다고 하거든요 김치 세트 됐어 네, 라멘 라이온 오 라이온 저는 그 아, 사장님 <laughs> Jesus. 저 시험 봐요 시험 네, 이번 선물은 7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커플 웨딩 촬영권이에요 웨딩ディング写真を撮れるチケットですね結婚はしたけどしたいなっていう方でもいいですし今ちょっと結婚考えてるんだけどっていう人でも大丈夫 네. 네. 네, 음. 음. 한국에서 또 결혼 카페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다이렉트 결혼줌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대전점으로 있는 아틀리에드 망고라는 곳에서 오늘 오신 한일 커플 한일 분 중에 혹시 웨딩 촬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착! 아! 제가 가족들 좋은 시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결혼 사실 엄청 효과. 다음 선물은요, 쿠리코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원래는 세스코 세트입니다. 세스코 선물 세트를 쿠리코가 직접 사서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 근데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아니, 왜 여기서. 하고 싶었어. 아, 하고 싶대, 자꾸 이게 어젯밤에.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같이 있고, 쿠리코는 귀엽고. 오. 감동해 감동해 감동해 사실 저희가 뭐 판매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 네. 둘이서 히- 있고 히바이힌.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음. 요즘에 쿠키스 있고 쿠리코 우르사 임마가 현씨. 경식 이스 큐트 그래서 쿠키라고 적혀있는 <laughs> 모 오모. 짝 대가리닥대 <laughs>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기대됩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네. 그런 장동훈씨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진짜 다음은 아 이거 뭐 좋아하실까 이거? 아 모르겠네 아 이거는 여러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김경식 하는 이용권 하 만들어봤습니다 김경식과 이치니 이용해 할때 어, 생각보다 좀 좋아하시네 어. 아 다행이다 구기 구기 구기 ちょっと何使ってもらえるんですかねあそ다음은 아, 네. 아, 아, 코리코 이용권인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속담들이 있어요 코리코가 몸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일본어는 뭐 나죠? 그리고 잠깐만요 너무 쉬워 팔 쓰지 마 팔, 에? 팔만? 한쪽 팔만 한쪽 팔만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한쪽 팔만 시작 어, 오 진짜 쉽다 진짜 쉽다 진짜 쉽다 진짜 쉽다 아예 네, 어! 저기 이 빠진 분이 물고기? 아닙니다. 네. 이금어. 뭐? 아, 정답입니다. 이금어 대상. 일본말로 뭐죠? 지리몬스모를 레 야마토 나라.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자 이거를 이게 뭐 티끌 모아서 티끌 모아서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 축하드립니다. 아. 네. 키키 오늘 일부 행사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좀 있었는데 자기소개하고 게임 같은 걸 하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좋고 아마 2부가 정말 기... 기... 2부가 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 2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어땠어요? 1부? 생각보다 민나가 즐겁게遊んでくれたか

여러분 저희 왔어요 왔어요 다 오셨죠? 혹시 안 오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잘 아, 도착해서 너무 다행이고 남성분들 두 분께서 서빙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구독자분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세팅을 해주셨고 또 가실 때 선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주 하나씩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촌형이 촬영을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다. 한 시간이면 끝난다고 해서 친구와 약속을 취소하고 갔다. 현재 시각 저녁 8시 30분. 배가 고프다. 쿠팡에서 수류탄은 왜 안 팔? 엄마가 보고 싶다.